근데 얘들아 이거 예능을 생각하지 말고 정말 참아봐 참을 수 있어 다른 게임을 재밌게 해봅시다 이번 주는 위클리! 안녕하세요 위클리입니다 위클리의 골든벨 인터뷰 시작합니다 우! 음. 그럼 뭐, 뭐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나는 상식?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이 표가 많네요. 라이언 게임! 라이언 게임! 자, 아, 첫 번째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단어가 있을지. 네. 아직 열지 말까요? 응. 음, 네. 이게 느낌이 와요. 열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아, 오케이. 그러면 저부터 네? 하자면 우선 제가 정말 많이 좋아해요. 어, 제가 어, 진짜 맞아. 진짜, 진짜 완전 흡사 사랑. 음, 음. 저는 음. 뭐죠? 아 뭔가 좋아. 어 이거 어, 아, 이거 이거. 살짝 왜요? 이거 너무 맞다 이거 살짝 좋아 심상 않아 이렇게 해요? 그게 질투나요 제이씨 아 네? 아 이거를 liar가 모르게 어떻게 설명할까요? 음... 언니 왜 이렇게 liar 맞죠? <laughs> 얼마 전에도 봤어요 음. 이겁니다 오케이 저는 초등학교 학교 때부터 좋아했어요. 오, 네. 저는 음... 모른다. 라이어다. 라이어다. 이분들의 춤은 한 번쯤 쳐봤겠죠? 와 이거 이거 너무 모른다. 너무 안돼? 너무 너무 알려아 근데 저도 아니 약간 아 근데 저도 아니 약간 아 저도 참 좋아한데 이러 하려고 그랬는데 앞에서 나와가지고 음, 맞아. 하, 어하지 저도 저도 즐겨서 잘했어요. 즐겨서 잘 했다고? 저도 즐겨 했어요. 에? 에 라이언이다 라이언. 라이언다. 에. 뭐라 저희에게 없으면 안 되는 존재죠. 그쵸. 아, 그쵸. 신지윤. 아 지안이는 지안이다. 신지윤. 아 나는 이게 아직 의문이야. 다음 바퀴 더 돌아가. 지윤에. 지윤에. 아니 나는 왜냐면 지윤아 왜냐면 내가 오빠 이거 100% 이해야. 이거는. 그죠? 어. 아니, 그게 나도 했잖아요. 언니 저희가 했잖아요. 어, 우리가 다 같이 했잖 우리가 이거 했어. 아. 아. 아. 아. 즐겨서 했어. 얼마나 즐겨서 했어. 즐겨서 했어. 자주 했어? 아니 자주 나. 아 얘야. 윙크 정답? 아 윙크? 윙크? <gasps> 무대 무대 무대 아이오 아니 이거 진짜 뽑기 전에 아, 설마 나 했는데 이게 조명에 보면 검정 색깔 글씨가 보이지 않거든요? 안 보이더라고요. 뭐예요? 정답은 A. 막 이야 막 우와 얘네 진심이야 무섭다 아, 그러면은 빠르게 가야죠 40점, 40점. 얻었으니까 네. 흥 가볼까요? 흥? 흥 오케이 흥 뭐를 할까? 뭐를 할까? 오! 어, 나 이런 거 진짜 잘해 아, 아 근데 이거 이걸 이걸요? 근데 얘들아 이거 예능을 생각하지 말고 정말 참아봐 <laughs> 정말 참아라 어 이거 못 참을 수 있어 Oh. 돼 안돼. 아 오케이 오케이. 30점. 유혹하고 계신 거 30점 30점. 2단계 가게요 네. 자 갑니다. 아나 어? 어, 이거 장기 자랑 따려고 했었는데. 아, 매력적인. 진짜요? 우리 콩나 우리 콩나 우리 콩나 가만히 있어 우리 콩나 그냥 5단계입니다 뮤직 큐 아, 죄송해요 너무 많이 했어요 다른 게임을 재밌게 해봅시다 게임 성공 자, 이제 30점까지 해서 총 70점 오 얼마 안 남았네 한번 할까요? 마지 파워 아니면 우리가 춤참기에서 너무 재미없겠으니까 이거 이거 이거 그래 20점짜리 하나 10점짜리 하나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할까? electric? 그 electric 궁금해요 electric electric. 어? 오! 오! 예감이 안좋아 그러면 다시 붙이고 다른 거같아 뭐지? 뭔데? 여러분 이거 이걸 두려워하면 심박수가 빨라져서 거짓말 내거든요. 평온하게. 아. 이번 앨범 중내 자작곡이 제일 좋다고 생각한다. 네. Yes. <laughs> 소리가 이게 무서워요. 이 소리가. 생각하시나요? 난 lucky 좋은데 나는 천상 아이돌이다 맞지? 맞지? 맞지? 태생부터 음. 아이돌 꿈꿨는데요 맞는 거 맞다고 하는 거지 뭐 네! 차분하게 이걸 두려워하면 안돼 넌 아이돌 맞아, 천상 아이돌이 뭐 어때서 아니어도 참을 수 있지? 응. 예스. 어. 와그 정도. 언니 그 정도예요? 그 정도야? 참아 참아 서아 참아 참아야 돼. 우리 다 거짓말. 이 세명다 거짓이 나왔지만. 원, 투, 쓰체 릴레이 사랑해 아, 아 좋죠 아 훈훈해 훈훈해 이런, 이런 100점이잖아요 이런 100점 볼까요 하나 하나 둘셋 공개 주댐 새꼬 아이시테로 예이 M-U-I M-U-I 아구수 까무 어. 데일리 이리베디히 <laughs> 데일리 주댐 오 어. 데일리 밀루유댐 데일리 te q u i 저희가 이렇게 100점을 다 채워봤는데 오늘 너무 재밌게 게임했던 것 같고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도 위클리! 지금까지 위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